지켜보는 걸로 끝날 줄 알았지. 나의 전쟁이 될 줄은 몰랐어. 결국 나는 온몸으로 뛰어들었지. 이제는 자네의 전투가 시작될 것에. 다시 MMORPG 로스트아크